Thank you. 응? Woo! <laughs> you. 이거 햇반이야 밥이야 밥 오늘 왜? 야 니가 왜 기다려 이거를 너 못 먹어 네가왜 기다리고 있어 Thank you.